최근 흥타산 영상에 업로드가 좀 뜸했죠 출장 복학 취업 준비 핑계거리 많지만 말 그대로 핑계죠 저 열심히 안 했어요 구독자 수 그래프예요 거의 뭐 고드름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저는 삶의 의욕이 많이 없었어요 막학기를 맞이해 좀 불안하기도 하고 저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도 굉장히 많았죠 나는 유튜버 한국타장인가? 아니면 평범한 대학생 윤준인가? 아니면 둘 다인가? 이런 고민을 계속 하던 와중에 제가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한국타장 하면 Don't think, just do인데 저는 생각, 생각,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매일 영상 하나씩 한마디로 1일 1영상 오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언젠가 꼭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아니면 평생 못할 것 같아요 저의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기 위해 다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내일 밤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, 뭐 이게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입니다. 놀라셨나요? <laughs> 사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. 한국 타자는 요즘 업로드도 뜸하고 뭔가 좀 옛날같이 도전력이 막 넘치진 않는구나 하는 걸 느끼셨을 텐데 음,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유튜버인지 뭐 그냥 대학생인지 취업준비생인지 뭔지 좀 헷갈리는 것도 있었고 또 졸업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유튜브에 좀 집중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유튜브를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. 제가 2년 동안 정말로 잘 잘 만들어온 이 제 채널인데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는데 어떻게 이거 그냥 손 놓겠습니까? 그런 고민, 고민들을 계속 하다가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뭐라도 해보자 어떻게라도 이 상황을, 이 정체된 상황을 돌파해보자 해서 생각을 한 게 바로 1일 1 영상입니다 뭐 저만 시도하는 게 아니죠 많은 분들이 이미 하셨고 또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저도 한 달 동안 유튜브란 것에 정말로 한번 내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내보자 하는 그 마음에서 1일 1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<laughs> 음 제가 사실 예전부터 뭐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이것저것 있어요 근데 아, 이걸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? 반응이 좋을까? 이런 걱정 때문에 하질 못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걱정 다 버리고 뭐 반응이 어떻든지 간에 구독자가 더 줄어도 괜찮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정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 한 달 동안 원 없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한 달간에 어떠한 변화들이 저에게 있을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될 한국타잔의 1일 1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그럼 내일 밤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되어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질렀다 와 이거 짜고 이거